저는 이번 스팀 여름 세일 때 Inside라는 작품을 구매했습니다. Limbo의 후속작이고 압도적으로 긍정적,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. 처음 게임을 시작하니 키가 뭔지 알려주지도 않고 냉장고 앞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오른쪽 컨트롤이 기본 키로 되어 있는 걸 보고 키보드를 부술 뻔했지만 키보드의 가격을 생각하며 참아냈죠. 그 이후에는 꽤나 흥미로운 전개였습니다 직관적으로 빛을 피해야 한다는 느낌을 주는 연출과 어느 쪽이 길인지를 비춰주는 듯한 매끄러운 시점 변환 만약 그 루트를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라고 다독이는 듯한 수많은 세이브 포인트들이 기다리고 있었죠. 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게임인지 제대로 머릿속에 때려 박아주는 듯한 게임이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이 게임에 불만이 많습니다 정확히는 엔딩에 불만이 많습니다 떡밥은 서울역 광장 비둘기 밥 주듯이 존나게 뿌려놓고는 아무것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이 새끼들은 전작의 Limbo로 떡밥 던지는 재미를 들리더니 후속작에 와서는 하는 짓거리란 게 플레이어들에게 떡밥만 던지다가 그냥 갑자기 게임을 뚝 끊어버리는 겁니다 공식 입장이고 게임에 예고 던져버리고 그냥 플레이어들에게 모든 걸 맡겨버린 거예요 열린 결말? 던져진 떡밥이 얽히고 설켜서 결말이란 문이 열리지도 않습니다 자 진정하고 말해봅시다 갓게임이란 다른 사람들이 싸제낀 그를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닌 자기가 직접 보고 그대로 이해하고 감탄사를 흘리는 그런 게임이에요. Limbo. Limbo는 정말 괜찮은 게임이었어요. 결말을 보고 여러 가지를 추측하게 만들어줬고 그에 대한 해답 또한 거의 보여줬죠. 이 게임은 우리더러 이 게임을 기획하라고 합니다. 자 여기 도시가 있고 리암 니슨 뺨치는 근력을 가진 주인공과 아기 수렁으로 보이는 비밀 시설이 있어 소설 한번 써봐 이 수준이라고요. 아 그래요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가 되겠지만 히드랜딩 보는 법도 문제가 많습니다. 이 게임은 웬 기계 장치를 맵 곳곳에 숨겨놔서 플레이어들에게 퍼즐을 풀게 하여 기계 장치를 파괴할 수 있게 하는데 저라면 이 기계 장치를 모두 파괴하고 엔딩을 보면 히드랜딩이 나오게 할 겁니다. 하지만 이 게임은 기계 장치 다 파괴하고 엔딩을 본 다음 다음 회차로 넘어가서 파괴된 기장치 너머 있는 레버를 순서대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. 그러고 나서 제공하는 히드랜딩은 또 다른 떡밥입니다. 상상력이라는 이름 아래 유저를 거의 방치해두고 있는 꼴이죠. 상상력을 부추기는 설계? 아주 좋습니다. 이는 또 하나의 자유도라고 할 수 있죠. 하지만 이 게임은 sandbox 게임이 아니라 선형 구조로 되어 있는 platformer 게임으로서 유저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어 보이는 스토리 게임이라고요. 그 스토리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바로 엔딩이고 이 게임은 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. 이 게임사는 엔딩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. 엔딩이란 무언가 끝나는 거예요. 이 게임은 퍼즐 게임으로서는 성공했지만 스토리 게임으로서는 실패한 게임이에요.